호모아 지금 기회야 어서 질문을 해봐 일단 앉아서 여자. 어, 야 공보류가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너를 보면 안 되는 거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laughs> 그게 말이지. 아 여기 있나? 여기 여기 여기. 아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야 공부류가 소리 좀 질러봐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어? 어디지? 아 여기 아니 여기 아 여기 아이 진짜 그럼 내가 너한테 갈게 자자자 자, 자, 왔어 자 여기 있지? 아 여기 아니 진짜 아 진짜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야 진짜 내가 그냥 네 앞으로 갈게 에이, 아 여기 있잖아 어 만져진다 여기 있다 어 방금 공구류 나코봉이라 그래 너 근데 진짜 안 보이는 거 맞구나 아이 당연히 안 보인다니까 안되를썼으니 그 당연히 안 보이지 몇 번 얘기해 진짜 너 코봉아 지금 기회야 어서 질문해봐 일단 앉아서 놀자 어, 야 공구류가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너를 보면 안 되는 거니?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laughs> 그게 말이지 사람들은 나를 보면 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야 어? 어? 왜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 거 아닐까? 물론 난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봐! 뭐? 너도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몰라 나랑도 마주치면 다들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음. 내가 화가 나잖아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laughs> 아니 도대체 네가 어떻게 생겼길래 다들 그러는 거야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이제 안 돼줘 잠깐 벗어봐야겠다 야 잠깐만 야 야 공구룡 미안한데 너 진짜 더럽게 못생겼다 고봉아 안대를 벗으면 어떡해 빨리 빠져나와 나 지금 내 얼굴 봤어? 나 못생겼다고 떠돌렸어 어? 아, 아,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 진짜 못생겨서 <laughs> 용서 못해 빨리 밖으로 나와 어 아, 알았어요 어, 어, 어 들어가야겠다 가만히 죽였다 맞지노? 어, 아니야 아니야. 으 예!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떻게 된 거야 아저씨? 어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떡해요? 고봉아 어, 내가 너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 공구력이 저 정도로 못생겼을 줄 몰랐어요 내가 왜 안대를 벗었을까 거봉아 실은 아까 내가 알아낸 정보에 대해 떠오른 게 하나 있던데 어? 어? 그게 뭔데요? 어, 그게 뭔데 아저씨? 그, 그, 그건 그, 그, 그거 아저씨! 이 열쇠를 가지고 연구소 제일 끝에 있는 방으로 가도록 해라 어? 안 죽었네요? 어 그러니까 아무튼 고봉아 그 방에 꼭 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유일한 공구력을 막는 방법이 될 거야 어! <laughs> 알겠어요 아저씨 꼭 살아남으세요 <laughs> 공구력을 막는 방법 그 방, 그 방을 가야 된다 빨리 가자 말이 쥐한겠어 날 봤어 예. 빨리 피해 콧구녕이다 뭐, 와 진짜 못생겼는데 내 눈을 봤어 예. 어. 예. 어, 뭐야 넌?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일까? 시끄러! 방을 찾아야 돼 빨리 문은 왜 부서져 있는 거야 이거 <laughs> 어! 아, 저씨들 군인 아저씨들이 다 죽었다 어떡해 무서워 어, 어떡해 괜찮아 아저씨 <laughs> 안 되겠어 빨리 아저씨가 얘기한 그 방으로 가야겠어 정신 차리자 콧봉아 정신 차려 가자 야, 내 눈을 봤어. 어, 이거를 보면 안 돼. 어, 어, 빨리 찾아야 돼. 빨리, 빨리 그 방을 찾아야 돼. 아, 어디서란 소리지? 어, 여기 있나? 어, 찾았다. 어, 뭐야, 자기네들끼리 그 싸우고 있네. 어,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 방을 찾아야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어디로 가야 돼? 자, 자, 지겨우지. 안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어? 어머야 어, 어, 무슨 어, 일이니? 어, 어, 어, 나, 어, 나. 어, 어, 군인들 내가 왔어 군인들 오지마 오지마 이야 못다 찡겨 오지 말라고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가만두지 않겠어 숨지 어, 어 저기다 구멍에 있어 여기 있었군 공고를 잘 들어 너이 방이 무슨 방인 줄 알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거울의 방이다 어? 뭐? 와내 모습 아, 보기 싫어 저리가 너무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말이야 난 너무 싫어 그래 꼬꾸려 미안하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너는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존재야 코봉아 코봉아 어? 어 아저씨 오 어, 살아계셨네요 하하 나 사실 방탄복을 입고 죽은 척하고 있었어 우리 코봉이 정말 고생했다 아 아저씨 아, 왜 저한테까지 죽은 척을 하세요 아 그래야 네가 나 대신 거울의 방을 갈 거 아니니 아이 진짜 아저씨 못됐다 어쨌든 잘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된 거죠 뭐 <laughs> 아주 잘했다 코봉아 넌 오늘부터 SCP 특수 요원이다 네? 제가요? 와 <laughs> 야, 내가 특수 요원이 됐다 <laughs> 아저씨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자, 다음에는 어떤 임무예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